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가고 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오늘이래요 간주 점프 네, 네 맞죠 네 그리고 2021년 또신축년 네. 소외해 소외해 지금 저희 제, 저희 멤버 중에 네. 소띠인 친구 유전 분이 아. 있는데 아, 아, 예, 예. 혹시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아네 여러분 우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올한 해에는 올려놓음으로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허, 음. 알겠어 음. 자 그럼 정나인 대가 아 예. 뭐 혹시 뭐 덕담 한마디 하시겠어? 아 준비해왔어 준비해왔어 어 해봤어 아 여러분 네. 올한 해는 예. 우리 올라오는 함께 네. 아주 행복하고 네. 아주 무탈하고 네. 아주 풍요로운 한해 되소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어. 아, 예. 예. 아, 나인 씨 말대로 가장 중요한 네. 무탈하자. 네. 이 아무 탈 없이 네. 위험 없이 예. 위험이 뭡니까? 영어로?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네. 못할 risk입니다. <laughs> 다섯 글자로 줄여서 못할 리스크. 못할 없이 위험 없이 가자 이 말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저 혹시 우리 밀도령 아. 뭐 혹시 하실 말씀 없어? 음 아무래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네. 저희 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야, 바로 그것이요 이번 연에는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아. 같이 행복한 네. 설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호 맞소 맞소 맞소 네 2020년도 이제 여러분 덕분에 우리 팬 여러분 덕분에 되게 행복한 한 해였잖아요 맞소, 2021년에도 저희 올리온 오브 정말 잘 부탁드리고 같이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소. 그럼 지금까지 올리온 오브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안녕하세요. 자, 준지 그랜저 가자. 그랜저. 그랜저. 그랜저 하세요.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안녕.